파인애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코너입니다. 아라TV의 <laughs> 핵 인싸 코너이자 케이팝 최초 온라인 랜선 팬싸인데요. 네, 요즘같이 이제 팬분들을 못 만나는 시기인지라 이제 너무 반가운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네,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저희 파인애플과 저희 에이프리 함께 꾸미는 코너 아라TV 팬싸를 부탁해! 부탁해. 뚜른 뚜른. 예. 저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 CD에 전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사인을 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라TV 팬 사인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아라라라TV. 어, 아라라리라라TV. 오. <laughs> 대박. 양. 네네 선생님. 양생충. 알겠습니다. 어. 양생충. 양생충이라냐? 아, 양생충이. 양생충. 어, 뜨끔하시나요 이제?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오 좋은 게 많네요 저기 그러면 이제 팬싸니까 팬분들을 위해서 아, 한번 아, 애교 뭐. 한 번만 보여주세요 wow. 시작 난 치킨 먹고 싶어 아, 나 치킨 먹고 싶은데 음. 끝나고 음, 떼공이랑 치킨 먹고 예? 뭐라고? 못하겠어 어, 예? 갑자기 이렇게 팬, 팬분이 이거는... 아니 저거 좀 봐봐요 그러면 채원 언니가 빨리 떠나자 갑자기요. 아, 너무 아. 이거 으니까 I love you so much로 애교 한번 갑시다. 어딜 보고 하면 그냥 하세요. 저기요, 저기. I love you so much. 오케이. 천명씩 할 건데 저는 아까 전에 그 양생충님한테 써드릴게요. 양생충? 아, 닉네임이 진짜 그냥, 그냥 양생충. 진짜 양생충이에요? 양생충. 확실해요? 닉네임이? 네, 양생충님 맞다고요. 양생충님. 아, 왜, 왜, 왜. 어, 저는 에이프릴 타지에서 왔다면서 어디 갔지? 판타지님이 푸딩님 푸딩? 푸딩이 아 닉네임 성 푸딩님 왜? 네. 하나 써주세요 왜 선정하셨어요 나은씨? 어 뭔가 좋잖아요 응? 어? 어? 나는 예나공주 사랑님 예나 공주 사랑? 야 없어 그런 거. 아니 <laughs> 지금 무례한 그런 거예요 지금. 네 뭐? 야 없어. 있다고요. 언니 언니 주문 하나 들어왔어요 채경 언니. 손아트 달래요 손아트 주세요 어디 어디? 어딘지 아니 밑둥 하나 둘셋 아 아니네. 음, 음. 머리에 손아 너무 예뻤었는데 내가 잘못 읽었어. <laughs> 잘못 읽었다. 한번 더 해줘 한 번 더. 또 <laughs> 고를 거야? 나는 난 예진님. 예진? 예진. 왜냐면 체리 보조기가 너무 귀엽대요. 아, 지극히 아 자기의 칭찬을. 나도 나도. 맞아, 너도 다자기애 넘치네요. 엘라공주 <laughs> 사랑해님이 나 올림머리 예쁘다고 해줬어. 고마워요. 예. <laughs> 그래가지고 골랐어. 어 여기 저는 그러면은 네네. 에이프릴 장롱이 불타고 있어요. 장안의 화제라서. 아, 닉네임이 뭐죠? 닉네임 닉네임. 어, 8월의 봄님. 8월의 봄님. 8월의 봄. 오! 제 칭찬해 주시면 뽑아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왜 한 번만. 제 하늘에는 여섯 개의 별밖에 없는데 별들의 숫자만큼은 언니. 부족하나요? 나, 나은. 아니, 아니, 좀. 나은 언니. 아, 뭐야, 이름이 뭐야? 나은 언니 아. 너무. 아, 이. 나은 이. 우리 진짜 집중. 그냥 나은 언니 낭만 봐야. 어 아. 낭만 봐, 낭만 봐. 음, 낭만 보아. 즉석 문제 내서 정답자도 가능하네요. 문제 낼거 있으신 분 있어요? 아라 TV 우리가 저번에 와가지고 뭘 먹었을까요? 아 이거 알아 나는. 댓글로 올려줘. 국밥? 아니야 줄임말 말고 우리가 뭘 먹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나왔나 정답 나왔다 정예님이 불닭볶음면이라고 해주셨어요 정답입니다 오케이 불닭볶음면 언니가 끓여줬잖아요 내가 내가 끓여줬었어. 아니 언니 아니 아니 나 <laughs> 아, 나왜 거기에 얹어 남어요두 장. 두장 남았어요. 아, 무슨 질문이 있을까? 음. 아 그러면 그또 아라TV 관련된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부른 노래는? 아, 아 맞아. 뭐- 나는 기억나지. 뭔데? 나는 기억나지. 나 기억 안 나. 음.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라이트하우스님이 명카 드라이브 냉면. 오. 그룹이야 그 우리. 시련 너무나 아싸리 너무 시련 냉면 냉면 냉면 너무 시련 냉면 냉면 냉면 맞아 맞아 어, 진짜 똑똑 그리고 똑똑 문제 뭐야? 마지막! 우리 그 뭐지? 뭐였지? 그 우리 쇼챔에서 인형을 썼잖아요. 네. 그래서 리본을 단 머리에 리본을 단 멤버는 누구야? 그 누군지 모르겠어. 아, 아. 머리에 리본을 단 멤버는? 왕리본을 왕리본을 단멤 멤버. 나 왕리본 땀 아. 맞나? 댓글, 댓글 나왔나? 누구야 근데? 어, 다 나온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위에 위에 아니, 나왔어. 아니야 아니야. 나왔 위에 있잖아. 아 어디 어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괜찮아. 천천. 천천히 해야지. 진정해, 진정해. 아, 여러분 근데 천천히 해주셔. 아, 저희가 선물 드릴 수 있어요. 댓글 안 여러분 다들 지현님이 태경이라고. 어. 지현님. 네. 아 맞아 채경 언니였어 이난 줄 알았어 천천히 해야지 네. 천천히 해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 분다 드린 건가요? 네, 네, 네.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3 명이 많아가지고 즉석 4행시 에이프릴이라고 해볼까요 저희? 네! 아! 에! 이프릴 에라이 진짜! 어, 어 잠깐만 이! 1억이야? 뿌! 맨날 이런 식 프리리들 진짜 1억이냐고 릴! 뭐야 릴 네가 잘해야 돼릴 <laughs> 어떻할 거야 우리 뭐해? 일로 해도 돼 일? 일 났다 일 났어 정말 어... 최고로 가자 최고 최고? 에이프릴 최고 최. 최. 최. 최고다 정말. <laughs> 고. 귀여워. 고 에이프릴. 고 에이프릴. 고 에이프릴. 고 에이프릴. 오케이. <laughs> 어, 예. 예, 예, 아 좋아요. 좋겠다. 이름이 뚝뚝 떨어지네요. 우리 또 팬들한테도 한번 시켜볼까요? 그래서 좀 잘한 거 있으면은 상품권 드릴까요? 좀 잘한 거 있으면은 상품권 드릴까요? 아 그래요. 상품권. 상품권. 상품권 나은이가 준대요. 나은 아, 아니면 파인애플 장시하에서 저희가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께 박수와 발차를 드릴게요. 아, 좋아요. 네, 저희 아, 인정을 드릴게요. 저희 진심을 담은 박수. 네, 리겠습니다 어, 자, 에, 에이프릴, 이, 이슬처럼 귀엽다. 뿌, 리리들이 진짜 릴, 릴 귀요미. 릴 어. 귀요미. 아, real 귀요미. 아. 아. 아. 똑똑해. 자, 박수와 같이 한번 들어야죠.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사행실를 아무도 안 올려주시고 안 올라요 다들 아. 박수와 갈채를 보내주시고 그러면은 네, 음, 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네. 네. 갈게요 자, 박수와 갈채는 한 명에게 영광으로 돌리도록 자, 참여해주신 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헷갈리실 네. 수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 제가 제가 네, 네, 네 읽을게요 좋 대표로 네 읽어주세요 아, 니요 귀엽게 읽어줘 자투 지아님 to 라이트 <laughs> 하우스님 라이트 하우스. 라이트 하우스님. 아. to 정예님. 네. to 나은언님 낭만바. 네. 님. 투 8월의 봄님. to 예진님. 네. 투 예나공주 사랑님. <laughs> to 푸딩님. to 아기 물만두 왕님. to 양생충님까지 예. 골라봤습니다. 와.